나! 나! 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집이니까 너네 집이 백승 좀왜 안 들어와 한니야 빨리 들어와 하. 아. 들어줘? 아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도움은 안 받는데 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쭉 알고 지낸 것 같아요. <laughs> 뉴스 보고 응. 음. 나보다 이 사람이 먼저 너 찾으라고 그랬어. 아, 같이 살자고. 아, 그래? <laughs> 그래서 바로 방송국에 전화했지. <laughs>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꼭 찾아서 갚아야 한다고요. 아이 신세는 무슨... 으이. 근데 이제 찾아! 둘은 서로 전혀 몰라? 같은 3학년인데? 아,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laughs> 그치? 공부를 좀 잘하지? 근데 쟤 애들이 싫어하지? 네? 어, 성격 이상하잖아. 거만하고 눈 맨날 쫙 내리깔고. 지금도 봐라 쟤. 대 여자애들한테 이게 하나도 없지? 아, 뭐. 어? 백은조, 앉았어? 공부왔어 어, 왜? 너 그러다 형처럼 된다. 인사드려. 우리 둘째예요. 좀 어리죠? 4학년이야, 이제. 안녕하세요. 백은조입니다. 아이, 똘똘하게 생겼네. 둘다 엄마 닮았다 야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laughs> 그쵸? 어, 누나한테도 인사드려. 한이 누나야. 오하니? 안녕. 인사 안 해? 싫어. 왜? 머리 나쁘게 생겼어. <laughs> 아, 미안해. 얘가 잘생긴가 보다. <laughs> 어, 누나가 머리가 왜 나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어? 한 잔에? 한문 공부하고 있었구나. 어디 보자. 육학년 거네. 함수충동. 너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니까요. 하늘충동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한우. 얘 한우가 맛있잖아. 근데 비싸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충동. 예. 한우가 너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laughs> 정말이야, 형? 한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땀 한, 소우. 술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가득할 충, 대들보, 동.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 즉 그 정도로 책이 많다는 뜻이야. 바보 아니야? 백은정! 너 이 버릇없이는 빨리 누나한테 사과 싫어! 안 해! 바보는 딱 질색이야! 르렁. 형제 두 명한테 모두 차였다. 난 한다고 했는데 네 마음 될지 모르겠다 어머 이게 다 저 때문에 새로 꾸미신 거예요? 응 왜? 마음에 안 드니? 어,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공주방 같아요 꼭 <laughs> 그치? 이것도 공주 침대다? 어서 와서 앉아봐. 응? 얘 아! <laughs> 예, 내가 이 방 꾸미면서 얼마나 재밌었는데. 난 진짜 너무 딸이 갖고 싶었거든. 이렇게 방도 꾸며주고 이쁜 것도 같이 사러 다니고 그리고 나이 들면 여행도 같이 하고 아 근데 시커먼 남자 셋하고만 살자니 내가 얼마나 재미없었겠니? <laughs> 예, 우리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 네. 너무 재밌겠다. <laughs> 아, 그리고 이건 선물? 집이 무너졌으니까 신발도 없었을 거 아니야. 신어봐. 아, 이쁘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어떡해요. 예, 신세는 내가 이거 사면서 얼마나 좋았는데. 좀 큰가? 아니요, 저는 이게 편해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말도 이쁘게 하네. 아, 이래. 예. 너 그냥 아줌마 딸이라, 딸. <laughs> 어, 갖고 왔어? 아, 그래. 그러면은 피곤할 텐데 씻고 일찍 자. 네. 진짜 감사해요, 여러모로. 내일 아침에 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친구들 근데 원래 이방문도방이었어 아. 근데 누구 덕분에 은조 침대 책상에 아주 좁아 죽겠다 미안해 미안하면 이제 나 좀 가만 놔둘래? 요 며칠 아주 성가셔 학교에서 또 괜히 떠벌리지 말란 얘기야 떠벌리긴? 걱정 마 너랑 동거한다는 소문나면 너보다 내가 더 곤란해 동거라니? 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겠지. 먼저 씻는다. 아내 적혀놓고 네, 유감이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난 너같이 머리 좋은 남자는 따질색이야! 사이라니 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옆방인데 아파 아파 어. 소리 날까봐 누지도 못하겠네 그 로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싫대잖아. 귀찮게 하지 말래잖아. 백승주하고 같이 아침을 먹다니 아니 잼을 발라 먹잖아 천재도 잼을 먹는구나 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혹시 이것도 꿈? 이젠 안 보겠지? 잘 걸렸구나. 물 마셔, 물, 물. 괜찮아? <coughs> 네, 괜찮아 <coughs> 역시 바보야. 야, 아니 아니잖아? 야, 나국더 주라. <laughs> 이 진짜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어요. 가게 잘 되죠? 손님 많죠? 아, 예, 단 걸로 찾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죠 뭐. 근데 내일부터 더 주무세요. 늦게 나가시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응? 예. 넌 어떡해. 항랑 같이 자야지. 어? 야, 길도 모르는데. 나도! 야, 너무 벌써 가. 밥도 먹어. 야, 야, 안 돼. 반갑습니다. 아, 아, 그래. 네. 거기 좋아. 천천히 가. 야, 갑자기 서면 어떡해. 오늘만이야. 뭐가? 같이 등교하는 거 누가 보면 또 귀찮아져. 알았어. 소문내지 마. 안 내. 학교에서는 아예 아는 척을 하지 마. 알았다고! 더 떨어져서 와. 나쁜 놈. 나쁜 놈. 저런 놈을 내가 3년이나 좋아했다니 진짜. 눈물도 아깝다. 그렇게 꿍을 대면서 보냐? 남이사 뭐? 떨어져라더니 왜 기다려? 기다리긴 네가 앞에 가 왜? 아 왜?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짧잖아 너 나 쫓아오기 힘들지 않냐? 또난놓쳐서 학교 못 갔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네가 앞에 가. 내가 뒤에서 볼게. 사범이 어디야? <laughs> 우리가 알리가 있니?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래? 너 알아? 응, 모르지만. 응. 걱정 마. 내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보라돌이들의 자존심 꼭 회복시켜줄게.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찾는 거지? 응. 보자. 아니야. 굿모닝. 공중구, 우리 또 인사 좀 하자. 어제 잘 잤나? 어떤 뭐? 아버님 친구들 이었겠지? 응? 좋아. 어딘데? 어? 어? 뭐나? 아니 전철로 두장거 아니 세 정거장 정도? 알았다 이따 끝나고 같이 가지 왜? 아니 남자가 지 여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예. 아! 아, 니 먹고 이게 소리가 말이가. 왜? 발로도 맞아볼래? 야, 개. 어, 야! 비켜! 정너 또? 머리 할거 집에서 하지 학교 미장원이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드라이어, 핀, 고데기. 아주 아주 한살님 차렸구나. 최근 아, 최근 저기 사물함에 제가 다 넣어놔. 어, 음, 죄송해요. 다신 안 가져올게요. 지금 네가 자른 거야? 예, 뭐 뒷머리만 살짝. 여기, 여기 좀 어떻게 해봐. 드라이를 하든지. <laughs> 네. 어머, 쌤. 어머, 우리 쌤밤곱쓰시구나 어머, 어떻게 알았지? 나 뮤직으로 편 건데? 아우 쌤, 요 관자놀이 옆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꼬여 있잖아요. 쌤, 아침에 머리 감고 여기 주물주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안쪽으로. 송강이 선생님. 거실 진짜 좋구나. 에어컨도 빵빵하고. 아, 컴퓨터도 한 대씩에 방음시설까지?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왜 앉아있냐. 승조야. 승조야. 웬 교태? 고마워. 좋겠다.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여자냐? 그래. 왜? 겁나냐? 나 업으려면 힘 좀 길러야 될 거다. 자습실, 대빵 좋더라. 컴퓨터에 방음 시설까지 해주고. 치, 치사해. 네가 그래봤자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 뭔 소리야? 열등감으로 들리지. 집에 안 가냐? 뭐? 같이 가자고? 아니야 어, 저기. 기다려. 아, 여기 있었나? 한참 아, 살았다, 이거. 어? 전마가 또 뭐라 하더나? 어? 아니야. 야, 야, 가방 줘. 아, 아니다. 이런 건 남자가 드립니다. 가자! 야! 어, 한이야, 여 앉자, 어? 아, 배 안 고프나, 어? 내려서 묵을까? 어? 묵자, 알았지? <laughs> 금방 내리는데. 됐다, 마. 내가 갖고 있을게. 줘, 보기 흉해. 아 진짜 개하는데 왜 같이 안 왔어? 오겠죠. 낯선 길이잖아. 얘 예, 그리고 요즘 동네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닌단 말이야. 원이가 뭐 제일 이상해. 너 일로 와. 응? 일로 와. 너좀 맞아야겠다. 응? 그냥 가냐? 택시까지 타고 갔더니 아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올걸 용돈도 다 떨어졌구만 to? 철저하게 나 약속 잘 지키는 아저씨야. 너 농감기 없기다. 그럼 무효야. 알았어요. 나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 잠깐만요. 왜? 나 준비 좀 하고요. 그래 준비해야지 뭐. 준비 너무 오래도 안 좋다 너. 가자. 하나, 둘.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카페 가입하고 이번엔 필드 두 번째거든요. 저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 가족 있어요. 애도 있고. 한 번만 봐, 주시면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지금 곧장 집으로 가요. 그냥 가면 안 되죠. 나 마중 나온 거야? 걱정돼서? 설마. 편의점.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냐? 내가 운이 없었던 거지. 야, 근데 넌 이런 상황이면 신발을 포기하지 어떻게. 너네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야. 오늘 처음 신었다. 야, 그래도 그렇지. 하... 아. 뭐 샀는데? 먹어도 돼? 찌었더니 못말라다 녹았다. 녹아서 그랬나? 응? 저게 북두칠성인가? 하나, 둘, 셋. 어? 야, 어디서 귀뚜라미 오는 것 같지 않아? 우는 것 같지 않아. 지켜줘서 난 정말 고마워 장난스런 기 머리 없는 여자도 비위 좋은 여자도 질색이다. 정신 차려 오바니. 넌 자존심도 없어? 그래. 공부하자. 공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시작부터 해야지. 음. 그래. 글로벌 시대니까 영업 이제까지 열심히네. 네,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laughs> 좀 쉬어가면서 해. 어,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야식 만들어다 주면서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는 거. 아, 이제 좀 고3 엄마 같네. 승조는 야식을 안 먹어요? 아니, 승조는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응? 벌써 자? 근데도 맨날 만점만 받고 진짜 천재인가 봐요. 그런가? 만점을 받으면 뭐하니? 응, 애가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블로그 하세요? 그럼. 파워블로그야. 댓글이 160개나 돼요. 음. 어? 은주다. <laughs> 은주가 너무 버릇없지. 지영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지영을 따라하더라 그래. 그래도 귀여워요. 승조 되게 많이 닮았어요. 한이도 어렸을 때 예뻤을 것 같은데. 뭐 앨범 없어? 어좀 보여줘봐. 사진 별로 없는데. 어 예쁘다. 아유 진짜 엄마? 어미인이시다 음, 그래서 한이가 이쁘구나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저 네 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끔 이거 봐요 안 까먹으려고 음... 사진마다 코멘트가 있네 야, 예, 이거 재밌다. 여름. 어쩌면 에어컨이 없어서 더 시원했던. 얘너 <laughs> 예, 너무 재밌다. 이거 네가 쓴 거야? 네. 래 어. 뽀미. 정말 가볍다.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니까 무겁다.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다. <laughs> 으유, 음, 이뻐서. 승조도 이뻤죠, 어릴 때. 음, 뭐. 아, 아니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엄마! 아, 귀여워. 이쁘지? 이거 봐, 이거. 이쁘다. 어, 너무 귀엽다. 그게 누구예요? 승조랑 음, 되게 많이 닮았다. 그래? 응. 네. 이런 거 완전 똑같은데요? 승조야. 네? 얘가 승조라고. 가만있어 봐. 그게 어딨더라? 잠깐 응. 봐봐. 승조가 아졌을때 애가 뱃속에서 너무 얌전하고 수박, 딸기, 포도 이런 것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정말 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신발, 옷, 장난감 다 여자애 거만 산 거야. 근데 아들인 거지. 어떡해? 다 갖다 버려? 그건 그렇지만 그- 그리고 말했잖니. 난 너무너무 딸이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잠깐 딸을 키웠어. 예쁜데 <laughs> 수영장에 갔다가 들통이 난 거야. 아 그때 좀 상처를 받았나 봐. 그래서 저렇게 냉정해졌나 싶기도 하고. 승조, 이거 나 태운 줄 안다? <laughs> 그치만 어떡해? 이렇게 필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얘 천재도 아니야. 왜 그렇지? 변비약 부작용 아니야? 어? 백승조? 백승조? 그렇지. 누구 찾아오셨죠요? <laughs> 체육복 좀 갖구나. 체육복? 왜? 알았어. 야, 뭐야? 백승조가 널 왜 찾아? 체육복? 뭔가 교환하는데? 뭐지? 야, 네 체육복 아니야? 아, 정말 귀찮아. 왜? 그냥 입지. 뭐? 여자 거면 어때? 나 여자 옷 익숙하잖아. <laughs> 야, 그거 어디서 났어? 이리 안 내나?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신난 거야? <laughs> 뭐하니?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 난 와, 와, 와 그러는데? 어? 어, 정마! 얘, 새끼야! 어, 와! 화해요! 야! 야, 그거 안 넣어? 야! 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아, 뭐야 조건이? 나 공부 좀 가르쳐줘. 뭐? 이번 모의고사 성적 좀 올려줘.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 알고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올려줘. 나 자습실 좀 들어가게 해주라. 나보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냐? 난 신이 아니야. 알겠어. 얘들아! 야! 아! 어! 어? 오하니, 너 생각보다 야 같다. 네가 자스필 들어가면 내가 업어주기로 했는데 공부도 가르쳐주고 업어도 줘라. 아, 도와주면 그건 당연히 무효지. 내가 그렇게 취소한줄 알아? 아, 걱정 마. 나 너한테 마음 싹 접었어. 업히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정말! 어, 어, 예! 나와 키스하고 싶어 너의 맘을 뺏고 싶어 내 맘을 받아줘 장난스런 키스 어, 어우, 어우 잘 먹었다 <laughs> 덕분에 정말 잘 먹었어요 아예 뭐 팔고 남은 거 가져온 건데요 뭐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꽃전? 팥꽃전 아. 조갯살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한이 오늘 야식 뭐 해줄까? 에? 한이야 야 너 공부해? 응 어. 오늘부터는 2인분 준비해주세요 어? 왜? <gasps> 설마 너 승조 너도 공부하려고? 너무 기름진 거 너무 단 거 안 돼요 기억력 떨어뜨려요 통밀빵이랑 올리브 기름 정도만 주세요. 계란 노른자랑. 어, 그래.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 어. 형, 나도 가르치. 넌 엄마랑 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 네. 야오하니너 이것도 모르냐? 집어치우는 게 어떠냐 학교 뭐 하는 거야? 백승주 어린이 참 오한이 잘했 좋아 그럼 완전 기본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일단 구하려는 수를 x로 잡아 여기서 x가 뭐야? 여기서 X가 뭐냐고. 알파벳! 아, 몰라. 뭔데? 그래. 그거 모르는 수. 위지의 수를 X라고 하는 거야.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뭐라 그래? X파일?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신세대를 뭐라 그랬어? X세대. 그래. 알 수 없는 세대, 해결 안 된 사건. 위지의 수를 X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근데 왜 하필 X라고 했을까? W도 있고 H도 있는데. 그런 가정원에서 뭐해? 이미 이러한 일인데. 자, X는 2의 30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X는 로그 가로 열고 2의 30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가로 닫고 로그 x는 30 로그 2 마이너스 7 로그 10 로그 x는 30 곱하기 0.3 마이너스 7이니까 로그 x는 2 그러니까 x는 100이네 근데 이걸 이진수로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응? 100이 이진수로 얼마냐고 계산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아, 폭발할 것 같다. 야! 씨, 완저 그만 안 될 거야! 완 바보 멍청이! 아. 십진법이 뭔지는 아냐? 어. 10, 20, 30. 그럼 이진법은? 0, 1, 이 두 개로만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아, 왜? 그딴 걸 어디다 써먹어? 당장 컴퓨터. 컴퓨터? 1974년도에 아래15 천문대에서 다른 행성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혹시 정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메시지를 받고 답을 달라고. 근데 뭘로 보내? 영어로 보내? 한글로 보내? 근데 외계인들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최소한 0, 1, 이 둘만 알아도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이진수로 바꿔 보냈어. 오! 외계인이랑 대화를 하려면 이 기법을 알아야겠구나. 이건꼭 알아야겠다. 자, 백을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근데 그 외계인들한테서 답장은 왔어? 아직 안 왔답니다. 아, 하긴 우주는 엄청 크니까. 그치? 그래. 우주가 엄청 커서 나온 게 바로 이 로그야. 그래? 로그는 한마디로 네 말대로 엄청 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왜? 재밌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을 수가 있냐? 치. 넌 다 알아? 이 사람들 누구야? 시원, 강인, 신동, 규현, 한경, 기범, 성민, 희철, 예성, 은혁, 동해, 이특, 려우. 관심 분야가 각자 다를 뿐이지. 로그가 어떻다고? 뇌파를 잠잘 때 나오는 알파파로 바꿔 그럼 1분에 7천자도 읽을 수 있고 기억력도 탁월해질 거야. 숨 쉴 때 계속 배꼽 아래 단정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어봐. 그러면서 눈은 점을 봐. 벽이 아니라 점. 집중! 오로지 점만 보일 때까지 움직여 몸을 움직이면서 여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비행기를 삼을 비행기 위드 사람 비행기를 삼을 비행기 위드 사람 에 삼을 위드 사람 임진왜란 이렇게 임진왜란 아, 야, 나, 나, 나, 쭉왔니야네 솔직하게 말해라 뭘? 네그 집에서 우째 지내는 거고 잘 지내 이게 잘 지내는 모습이다 내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희들내 얘기 들었지? 저번에도 데빌레당뚜다하니까 그렇게 도망가 삐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늘은 어. 아, 어디 갔노? 어? 집에 갔어 공부해야 된대 봐라 봐라 봐라 가가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할 끼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분명히? 집에서 잠도 안자고 부해먹는 기다. 가 얼굴 봤지? 아무래도 이 봉준구가 나서야 될 것 같다. 형,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어, 은주야. 형 이거 좀 해야 되거든? 엄마한테 여쭤봐. 원희! 바보 멍축이축구대초콜릿아야너 때문에 나 공부도 못하고 우리 형 잠도 못 자고 너 뭐야? 니네 집에 가! 육수는 먼저 왔어? 왜? 아 됐어! 자 뭐야? 오늘은 그거나 빨리 한번 보고 일찍 자 내일 시험이니까 이게 뭔데? 예상 문제 한번 뽑아본 거야 와 언제 이걸 다 만들었어? 완전 감동이다. 야, 빨리 보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응? 소리야. 여기서 다 나왔으면 좋겠네. 요새 나 때문에 통잠을 못 잤지. 천하의 백승조가 이러고 자네.

너 때문에 계속 잠도 못 잤는데 <laughs> 다행이다 만점이더라. 대단해. 축하해. 당연하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해봤는데 어떻게 만점을 못 받냐? 너도? 나? 어? 아직 안 봤냐? 예상 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어. 왜 이래? 아, 그거 말이야. 아, 이거? 아무 생각 꺼내지 마. 저요? 그래 너 백승조 너 증인이 몇인데 그냥 가려고 그래? 예? 우리 한이가 자습실 들어가면 업고 한 바퀴 돈대매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게 어딨니?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니 아니 그게 아무튼 그건 안 하기로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랬을 때 네가 그래 봤자지 그랬다? 선생님이 돼갖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잘하다 하니야 네가 선생님 자존심을 살렸어 근데 넌 뭐야 사내 자식이? 한 입으로 두 말하기냐?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어버 먹어야 돼 그렇게 소원이면 어필하고 이 먼지 씨가 또 너냐? 그래 와야 일로 와아 근데 오 이쁜 오 이쁘 이쁘 이쁘. 백승조 예 실수입니다 사실 난난 난 당신을 숲의 정령이라고 불렀어 대단하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니 저게 뭐지? 무슨 양말 같은데요? 우리 집은 늘 엄마가 말썽이야. 못떨어졌네 뭐 뭔데? 뭔데 그래?